얘네들 뜯을 것 같은데? 뜯어줄게 얘들아 야. 짠 짠. 공주님들의 필수 코스네 아니 건반 죽슬러 간대 아온 돼있는데 건전지 겁제 오카. 잘한다.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음. 사료를 여기서 가서 여기서 먹어 친숙하게 배우는 거다 먹으면서 <laughs> 간식 중간에 먹고 아 여기 밑에 있다고? 어, 어, 올라온다 올라온다 못해? 어? 그렇게 끄면 대박인데